아무것도 안 하고 어, 자삼 유황, 어, 자삼 오일 어. 그거 이상 보르도액도 안 했어요. 보르도액도 안 했다고? 안 했어요. 아니 일반적으로 보르도액 쓰는 게 더댕이병 때문에 아. 여러 차례 하잖아. 자삼 유황, 어, 자삼 유황 하나면 어. 모든 게 해결됩니다. 그럼 그걸 몇 년간 확인한 거예요? 제가 이거 2년간 2년간. 이제 이게 횟수로 2년 차인데 음, 음. 스프링클러를 만들어서 이제 음. 방제를 한게 음. 작년에는 더 이뻤어요. 아. 더 이뻤었는데 응. 작년에 더 이쁜 이유가 응. 기존에 나무에 있는 응. 그 균을 응. 박멸하기 위해서 횟수를 여러 번 했어요. 어, 어. 여러 번 해서 몇 회나? 어, 한 10여 회를 했어요. 간격은? 간격은 그게 어. 가장 중요해요. 어, 어. 이제 적기 방제, 어. 적기 예방, 어.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